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<laughs>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송주 물냉면 예. 이거 육수 부어서 물냉면으로 갖고 왔어요 음. 여기는 이거 매운장 좀 넣어서 먹을게요 맛있겠다. <laughs> 와 개운한 거.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. 우선 그냥 육사니 아 좋아. 아. 음. 음 맛있어 이거는 몬스터 만두 맛있다 음. 아유, 좋다. 이건 따뜻하고 약간 뜨겁고 이건 차가우니까 음 궁합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둘 다 캡사이신도 안 들어가 있고 음.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진짜 Oh. I've done 봐도 봐도 놀래요. 음, 속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돼 있어. 알차다. 음. 음. 음. hmm 자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진짜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둘 다 캡사이신도 안 들어가고 매콤해서 음, 같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습니다.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. 안녕. 오직 사랑해요.